오늘은 뭐 마실 거야? 어? 아무거나? 아무거나? 어 그럼 말차 라떼? 아 그러면 뭐 아메리카노 어때? 아메리카노? 아메리카노 말고 아니 아메리카노 그러면 뭐 카페라티? 카페라티는 없어 아이 그럼 날씨 더운데 시원한 프라프치노 음, 아무거나 아이 그럼 아무거나 뭐 날 아, 찌릿 시켜.